난 새벽을 건너서 보이지 않는 너를 또 찾아가 음, 머리 위에 뜬 별은 destination 파도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배에도 때를 펴서 지프진 않아 무섭지 않아 바다가 하늘 더 기다려줘 멈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강의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나는 새벽 강의 중 나는 새벽 강의 중 답답한 새벽을 파도를 펴서 새벽 바다를 건너 내게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멈는 일은 없어 내게 닿기 전까지 나는 새벽 강의 중 너를 향해 가는 중 어디서부터 冬見たらなんかめっちゃ暑いあいやいやいやいやいや喋ってください <laughs> いやいやダメダメです遊びに来てあの巣を作ってもらえるように、前見てくださいあの人工的な光が一切ありません街灯一本も立ってないですよね 確かにそうこれはもうあえて通しますこっちは旅館それこそ左の川が暖かい川ですねだから住んでる魚なんかも特徴的で熱帯魚が住んで立体的に見えますね影なんかも描いてるんで確かにすごいですね。やばいです。 나는 새벽 강해는 새벽 강해줌